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사고 치지 말고 있어 짜장면 네. 짬뽕 짬뽕! 국물이지 살찌는 거 1등 맥주 소주 어둘다 아, 싫은데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맥주 버거 김밥 햄버거! 오늘은 불고기 버거 출발! 오늘 아침에 머리하면서 앞머리 자를까 말까 100번 고민했지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앞머리를 자르고 나타날지도 몰라요 10시 쉬시면 우리는 샵에 8시 반에 픽업을 해서 7시에 샵에 인을 해서 8시 반에 아웃을 해서 9시 반 도착 예정을 해서 10시 슛을 들어갑니다 어 펩시콜라, 코카콜라. 아, 코카콜라. 닭다리, 닭가슴살. 닭가, 닭, 닭다리. 뭐? 연상연하? 아, 연하. 후라이드, 양념. 후라이드. 나는 심플한 걸 좋아하는 거 음. 페퍼로니, 후라이드. 배고프다. 오늘의 의상 컨셉은 무엇입니까? 아유랑 꼬요가 오래 기다리고 있지 않겠군 하하하하하 점심 먹고 갈래 언니? 오늘의 메뉴는 뭐 먹? 더우니까 냉면 어? 동안냉면 먹을래? 어, 동안냉면? 아, 동안냉면에서 만나요! <laughs> 얼마나 매운지 까먹었어 장만냉면 네 뭐랄까 점점 매운맛이 오. 난 냉면을 다 먹고 앞머리 자를 거야 왔으면 어쩔 수 없어. 모르기 힘들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어 감사합니다. 귀여운 그룹 버전. 가자. <laughs> <laughs>